you. I'm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Can I come close?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feeling kind of hypnotized. I'm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make you feel like I do. <laughs> 어, 염색했는데 되게 어두운 색깔로 했어요. dark choco brown으로 했는데 제가 워낙 오렌지 색깔이어서 이 전 색깔이 되게 약간 와인 빨간 빛이 도는 것 같아요. 이 빛으로 보시면 그쵸?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됐나요? 아무튼 조금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7,000원인데 <laughs> 말이죠. 뭘 바라겠어요. Looking at me, making me feel like maybe you want this too. Give me your attention. I'm trying to breathe, but the air feels just like water. 늙었으면서 근데 쌤이 더 늙은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빨리 이거 오케이 Looking at you. 모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omebody, somebody. did all four for every single class every single OMR card for every single period yeah and I just 감동, 그거 막 진짜 감동이긴 했어. 근데 다시 보석이야. 그때 그만 못 뜨게. 동생이랑 쉬는 거야. 거기 네, 저 물통으로 해봐. 잘 음. 맞춰서 안 찍어 샘플인데? 어우 우리의 커피를 받으러 가 진짜 발레 에 가방을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사는 그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급히 그 레깅스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그 쌤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여기 진짜 복잡해. 너차안 갖고 온 게 천만 뭐라고 하는 거야? 우선 저 아저씨가 자꾸 예의주시하는 날씨가 너무 좋다. 내려가. 너 뒤에 봐봐. 뒤에가 너무 예뻐. 우리 서울숲 여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왔는데? 어, 여러분 제가 꽃을 보여드릴게요 꽃아 자연스럽게 어, 강아지는 요즘 필수품인 필수 잠시만요 꽃이 할 말이 있대요 I'm ready to bloom 그쵸 자 이제 우리 초상권을 위해 하늘을 찍겠습니다 하늘은 초상권이 없으니까요 예쁘죠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같아요 <laughs> 보이세요? 진짜 예쁘다 없지만 지금 이 거리에만 몇분차 있는 이태원 가자고 사람 누구야? 나. 너 가면 좋아할걸? 맞아. 하고 <laughs> 걸어가 다니고 그다음에 음.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호른이 타이트한 이유가 무슨 뜻이고? 호딩은 타이트 호딩하고 걸어가 다니고 그다음에 음.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설마 거리도 <laughs> 늙었다 야너 진짜 아이돌 여자아이돌 아 진짜? 응. 요즘 애야? 어. 얘네들 여기 자연광 맛집이네 빛 맛집이네 나만 엄청 어둡게 나 <laughs> 빛과 어둠 노래를 요청을 해봐 틀어줄 거야? 어 노래?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 rest of your day. It's a here. here. When I was a young war downhearted, every tune of a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Can I come close? I don't know how to play this Our hands touch once or twice Feeling kind of hypnotized looking at you and I feel the tension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I am right here doing my best to Give me your attention. <laughs> 사실 종종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마지막까지 먹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먹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마늘을 먹고 있대요 어. Cheers 자 우리 2차로 한번 가볼까요? 자두개 짠해주세요 그럼 2차 네. 오늘 토요일 아니야? 아 맞다 오늘 토요일 아니구나 너네랑 하면 돼 같은 그 가서 우리끼리 주는 거 조용히 아니 Looking at you, I'm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Can I come close? how to play this. You know.